Two, 땅! 오케이! 퉁! 나와. 그렇지. 그, 잘했어. 그렇지. Nice. 그렇지. 어, 그렇지. 그, 잘했어. 땅! One! 오케이. 그, 그, 잘했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예스!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오케이.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아까 요즘에 내가 꽂힌 게 있고 요즘에 좀 많이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냥 통칭은 요즘에는 아이제아 hesitation이라고 해. 아이제아 토마스. 이게 생각보다 박자가 어려워. 그래서 아무래도 가르치기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선수들이 잘 못 쓰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게 요즘 NBA들이 센터들이 많이 쓰기도 해. 잡아서 발만 내가 공격 의사가 없는 거야 나는 지금 이게 발을 이렇게 드는 게 플러 스탭이거든 드리블도 이게 float 드리블이고 띄우는 동작 그러니까 띄우는 순간 수비는 어떻게 돼? 같이 쓴다고 그때 발만 쑥 집어넣고 치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게 되려면 자세가 순간적으로 쭉 떨어져야 돼 섰다가 시선을 완전히 저쪽으로 돌리다가 순간적으로 이 발을 누른 거에서 때리고 들어가 누른 상태 헤비 스텝에서 눌러서 플로우에 닿자마자 때리는 거지 이 박자를 그래서 뺏는 거야 처음에는 하이에서 할 건데 내가 볼을 주면 그냥 로우에서 올라와 그래서 볼을 잡고 돌아 그대로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잽 한번 잽 슛모션 돌려서 패스를 준다고 생각하면 동엽이가 45도 있잖아? 내가 지금 공격 의사를 취하다가 안돼 그냥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수비 입장에서도 얘를 긴장시키고 자르고 동작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들어갈 때 섰다가 낮아지면서 들어가는 거 완전히 그지? 누르고 들어가 해봐 어. 자 볼이 왔어 잡아서 쭉 하다가 그치 근데 승현이는 지금 발을 드는 게 이렇게 들거든 옆으로 그게 아니고 수비하잖아 발이 발이 무조건 얘 하프까지 지나가야 돼 근데 얘가 정말 스마트한 수비야 플러스텝 하는데 정면을 잘라 다시 나오면 돼 그냥 박자 뺏어 타이밍을 타이밍을 뺏는 거야 공격 의사가 없어 제 잘했어 잘했어 자 앞으로 로프 반동 되듯이 너무 이렇게 앞으로 쏠려 몸이 자꾸 해봐 했다가 쭉 투땅 오케이 오 지금까지 제일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고! 자 잡아서 그렇지 그 잘했어 이번에는 갔다가 치고 다시 들어가요 그럼 drop이 되는 거야 drop이. 하고 때려서 슛을 쏠려고 하다가 이 발이 뒤로 빠져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한 번씩 디디고 이게 제일 많아 lift도 아니고 그냥 delay 시키는 거야 본인이 안정감을 찾으려고 제일 좋은 건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우리도 그걸 아끼자고 특히 여기서는 자 리듬만 살려 리듬만 왔다가 자, 두, 퉁, 땅! 그렇지. 그, 잘했어. 로켓 발사대듯이 쭉 떨어져야 돼. 해봐. 잡봐서 정말 쏠려고 해야 돼. 오케이, good, good. 지금, 어, 이 약간 종현이는 다 open stance거든? 볼 줘봐. 되게 애매하잖아, stance가. 앞으로 꼬꾸라져. 너가 들어갈 그 방향을 정해 그래서 땅 왼발이 앞으로 나와야 돼그 다음에 왼발 치고 왼발 앞에 그렇지 이 발을 추진력을 받으려면 때려서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내가 박수 칠 거야 박수 치면 바로 돌려 몸 스윙 돌리고 자르고 들어가서 그냥 레이업 붙일 거야 처음엔 아주 basic하게. 근데 아이자 토마스도 영상을 많이 보면 다 달라 근데 가장 베이직은 무조건 몸을 회전시키고 축을 잡고 이 발로 푸시해 어. 그래서 이 발을 디디면서 축발로 푸시해 버리는 거죠. 자, 해. 고! 오케이. 자, 계속 돌려. 고! 지금 어, 허허. 어? 멀지. 그러니까 이게 one dribble 하는 게 가장 좋지. 왜냐면 하 잡아서 우리가 추진력을 받기 시작하면 때리고 들어가면 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 너네 정도면 그지? 그래서 최대한 one drib을 들어가기 좋아 고! 그렇지 그그 그, 잘했어 헤이 고! 그렇지 자 항상 생각해야 돼 flow step. 들어서 슬쩍 때려야 돼 해봐 슬쩍 집어넣어야 돼 go! 오케이 good. in and out을 하는데 그냥 하진 않고 또 turn pound를 할 건데 잡아서 때리고 이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나갈 거야 우리 아까 턴파운드했지 여기서 그지? 그거를 이제 멀리서 하는 건데 수비가 내가 때리려고 하다가 나오면 앞으로 나온다고 그때 때리고 들어가 그래서 던질 거야 투드리블 슈팅으로 너네는 다 시선이 리얼해야 돼 이해했지? 수비가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봐 고! 오케이 고! 드리블이 세개는 너무 많아 어 세개는 많아 두 개로 잘라 go! 때리고 링 오케이 잘했어 good, 잘했어 자, 오케이. good, 잘했어. 지금부터는 push cross 할 거야, push cross. 똑같이 잡아서 때리고 왔다가 넘어갈 거야. 얘를 앞으로 넘어뜨리고 와. 그때 open stance가 또 되고 공은 여기 있어야 돼. 우리 포켓 연습했지? 땡기는 거? 그거랑 똑같아. 퉁! 뚫고 땡겨 들어갈 때. 그래서 던져봐, 바로. 고! 땅! one! 오케이, good, good. 잘했어. good, 잘했어. hey!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반대로 이것만 하는 거야 해서 때리고 해서 push cross 한 다음에 behind stop해. 때리고 이게 돼야 돼이 자세가 때리고 나오는 순간 여기서 이 높이 있지 밀어 그래서 one drib을 때리고 잡아서 던질 거야 그렇지 끝까지 그렇지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direct로 바로 던져 해 던져 그렇지 good. 우리가 중요한 게 catch가 돼서 빨리 올라가야 돼 그지? 오케이 자 승현님 한 번 더 해봐 go.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주 쉬운 걸로 drop through. drop. 이 발 붙이고 스루 하고 이발 따다당으로 오면 돼 replacement는 그냥 뒤로 타타타닥 느낌이야 뒤로 물러나 수비를 드랍스루 놀래키고 순간적으로 거리를 벌리면 돼 수비가 나오겠지? 그때 바로 drop을 잡으면 돼 이게 오히려 중간에 더 잘 걸려 수비가 급하게 따라오다가 몸을 확 틀고 패스가 나갈 것처럼 다시 들어가죠. 수비 입장에서는 너네가 처음에 드랍스루를 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나가지. drop 잘라. 화다가 서로 딸려. 그렇지. 그 느낌이 돼야 돼, 동엽아. 그지? 막 빠르게 들어가니까 수비가 크로스텝이 돼. 그렇지, 가다 서. 그렇지. 자. 지금 승현이는 그냥 스텝이 하나, 둘, 셋인 거고 내가 원하는 건 돌파를 하다가 멈췄다가 누르는 거야. 근데 내가 말했잖아. quick slow라고. 자, 들어갔다가 돌려. 그렇지. 어, 이동엽. 맞아. 오케이. 그렇지. nice. 자, 종현이까지 해보자. 오케이. 되네, 이제. 예, 오케이. nice, nice. yes! good. 따다다다닥 뛰어서 갈 수 있으면 좋지. 피지까지.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오히려 느리게 만들어서 수비도 느리게 같이 만들어. 가다가 그냥 느리 나는 서 그냥 갑자기 빨라져 타다다다닥 가다가 마지막에 지금 하겠지만 또 스톱하고 아까 behind stop처럼 그런 게 필요해 멈추고 하다가 빠르고 wrap behind step back을 다 던져보자고 익숙해져야 되니까 잡아서 이제 drib을 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 치고 나갈 거야 이내나 아, 웃 레그스루까지 그래서 왼쪽으로 drop through replacement하고 따당 땅이 되는 거지. one, two, 오케이? 그렇게 돼서 들어가. 똑같아, 아까랑. 누르고, 돌려서. 때린 상태에서 멈춰, 바로 또. 그 상태에서 공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지금. 알지? 돌려. 빠질 거야. 멈춰. 무조건. wrap behind는 무조건 멈춰야 돼. 왜 멈춰야 되냐면 수비가 쫓아오고 있단 말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어. 멈춰 뒤로 빠지는 거 확인 더 빠지면 가다가 안 멈춰 네가 그러면 얘가 확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밸런스 못 잡아 내가 던질 때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안정적인 밸런스에서 확인 그래야 얘가 넘어간다? 때렸어 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 여유가 생기려면 그지? 멈춰주는 게 좋아 땅땅 one, two. 때리고 스톱 우와. 지금도 급했지 어. 다시 잘했어 잘했어 가자 해 자, in and out change 힘있게 딱 지금도 빨랐죠 드리블이 이러니까 지금 내가 동일하게 얘기했잖아 이러면 자기 밸런스가 깨진다 어떻게 됐어 지금 멈추려고 하니까 몸은 앞으로 가고 공은 뒤로 가잖아 그지 드리블이 빨랐지 뭐가 빨랐어 비 백이 빨랐지 하나 스톱 one, yes! 오케이 nice! 아. 오 잘했어 종현이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자, 이제 우리가 skinny drop을 하는 거예요, skinny drop. 들어가서 왔잖아, 이렇게. 와서 스톱! wrap behind 때렸어. 그러면 이 발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뺐잖아. 이 발을 뒤로 빼. wrap behind 때렸어. one 때리고 나가야 돼. 이 발이 step back one two로 던졌던 걸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skinny drop이야. 짧게. 자, 천천히 해보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얘들아. 어려워도 좀만 더 정확히 박자 맞춰서 다 똑같이 때리고 나갈 거야. 왼발, 오른발. 하나, 둘. one, two. 하나. 땅 때리고.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그 drop through. 뒤로 쳐주고. in and out. 땅. one. 돌렸다가 때리고. 스톱. one. 그렇지 잘했어 근데 드리블이 늦게 떨어지니까 한 번 두 번 치게 되잖아 밀고 한 번에 나가야지 내가 요즘에 post 영상을 되게 많이 보거든 요즘 센터들이 많이 오니까 엔서이 데이비스 특히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스킨 드랍을 되게 많이 해 post에서. 갑자기 얇게 skinny하게 얇게 찢고 나간단 말이야 동작을 그 틈만 보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거야 할 수 있어 공만 들면 돼 공만 들면 돼 틀어 오케이 그렇지! <laughs> 잘했어, 잘했어. 근데 공을 너무 이렇게 든다. 어, 이렇게 들면 안 돼. 이거 다 떠버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수비 보고 해야 돼, 수비 보고.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자 피날레 해 가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봐고 <laughs> 오케이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